good. 옆에 그 커피 커피 커피 감성 그 옆에 아니 그리고 이게 예, 안방인데 내일이 사놨으면 저녁에 드라이스. 안 나오더라고요. 우리 그런 거. 아니 근데 이거 안에. 아다는 거야. 예쁜 다 엄마 입 모양이 에 가봐. 아직 컵 가지고 다니듯 오늘 나랑 친구 먼저 공개해드릴게요. 아까랑 이름이 이름이 이런 걸 초단 좀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나못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이고 그 안에 음. 여기가 있나? 없을 것 같아 네

이런 거 이게 그림이 이리 와 이런 게 뭐야? 이거 먹어. 아니 딱 그런 거. 어. 오늘 할아버지도 잘맞그산맥에 그, 바다향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엑타이즈처럼단 거는 개인이 네, 나눕니다. 네, 네.